Nope. 들어 없거든요. 근데 뭐 여기 재밌는 거. 올, 올맞다난 통장. 매장님. 이거 말고. 모두 갖고 아 하는 기간을 해 나이도 많이. 그를 놓고 아 이게 뭔뜻입니까 뭐 아, 그이 귀한 얼굴더 끌어 넣어버려. 뭐로 더 끄면 딱

아 어디요? 지금 이거 입고 신 거예요? 네.

여기서 아, 하나, 여기 하나, 나무 하나 갖고 여기 하나 보여줘. 아유, 가시기네. Okay. Thank you.